그러면 성곤이도 같이 당연히 그렇죠 네. 여기도 보면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. 네네. 아, 잘 끝났어요? 음, 내일 몇 시쯤 가는 게 제일 좋나요? 반바지 할때 아주 꼬맨 거 보여드리는 거 여기서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좀 이뻐 파먹은 치가 파먹어지 이빨에 치아가 위에 거기 예, 예. 빼고 나서 빼고 나서 음, 되게 많지 요런 것들은 썩어서 지금 이건 못 가져가서 제가 가져갔어요. 아 가져갈래요? 사놨지 안 싸고 알고맛 있었네 시원하지? 화장실 가고 싶었지? 하이가 좋아하는 쭈르 이거 먹어 일로 와 먹어 you